박문수입니다 신입니다 슈가입니다 제이홉입니다 신입니다 뷔입니다 정국입니다 처음 무대를 쓰니까 많이 떨리고 나 아, 이제 아직 신인이라 조심 일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싶고 방시 PD님 어, 그리고 방찬 그리고 마지막 으면입출인데 많이 여러 가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여러 가지 특별한 모습 고 그런 게 언젠가는 우리가 콘서트 하게 될 그런 날은 또올 테니까 자 꿈에 그리던 콘서트를 하게 되고 나는 나안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공백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앨범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대중들과 팬분들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말만 하지 말고 좀 실천을 하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아무튼 화양 연화가 이 순간이라면 지금 내가 가장 비난 내가 행복한 거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만든 이 화양연화 파트 1, 파트 2는요 위태로운 에너지라고 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은하수를 어,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건네드리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무대구나 아미 Social media has impacted music as much as it has every other part of our lives.